Hello everyone, this is Claire teacher. Nice to meet you again. Welcome to Positive TNT World. 오케이, 이번 주에도 역시 s 스프라우트 친구들이 어, 주제를 정하고 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이 내용으로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의 TNT는 뭘까요? 어, 어떤 내용 했으면 좋겠나요? 자, 여러분도 이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반끼리 한번 TNT에 들어갈 만한 positive sentence를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대본도 쓰고 함께 원어민 선생님 시간에 촬영을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TNT 시간이 될 것 같아요. So, today's TNT is I can show you the best. So, today's TNT is I can show you the best. I, 나는 can show, 보여줄 수 있어.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어,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길래 이런 어, 파지티브 센턴스를 정했을까요? 선생님은 너무너무 궁금한데 친구들도 궁금한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스프라우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어, 이런 문장을 정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 어떤 상황에 쓰이는 문장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Ready, set, go, action! I teach of good speaking. I show you the best. <laughs> I have been my friend. I show you the best. I don't speak bad word. I show you the best. I am kind to you. I can show you the best. I don't do bad action. I show you the best. Listen I can show you the best. I can show you the best. You can show you the best. You can show you the best. We can show you the best. We can show you the best. Can can you show me the best? Yes, I can.